귀함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 生命色。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말씀 생명샘이